기분이 내키면 구독송까지 만들어드릴게요 다시 쓰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아, 너무 괜찮은데? 탈까봐요 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열정부자 지은의 쉿! 바나보다! 어, 잠시만요 지윤씨 선크림 좀 바르고 가실게요 아, 이 날씨에 선크림은 필수죠 어? 어? 어? 바로 신 아나바다 역사적인 첫 PPL 세 선크림 달림성 amazing no 끈적임, no 백탁 현상 올 여름 친구 선물은 스택 블랑쉬 선크림 하나씩 발라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실천은 잘 하고 있나요? 난리 났어요 저 물도 아껴 쓰고요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좀 단순 노동으로 좀 갚아야 돼요 <laughs> 단순 노동 말고 다른 걸 생각을 해봤어요 뭐죠? 오프닝 필요하시죠? 구독송 막 이런 거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10초짜리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내키면 구독송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10만 원에 팔게요 딱 저희가 값을 5만 원제 영혼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딱 따드리는 걸로 계속 사용 저작권 유프 네? 오늘은 다시 쓰기입니다 다시 쓰기 오늘 뭐 준비물은 좀 챙겨왔나요? 멤버들 옷을 뜯어왔어요 아, 여보세요 엄마 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열정부자 신지윤입니다 패션 일러스트랑 유폼 클래스, 봉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소 스튜디오의 한희쌤입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누구 주기에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좀 미안하고 하잖아요. 그럴 땐 이제 미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서 음.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장점, 장점이 어. 있죠. 어, 여러분 모두 리폼하세요. 이렇게 백팩. 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버킷 탭. 맞아죠 오늘 뭐 자주 온 것 중에 셔츠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또 갖고 온 옷. 음? 이거 보시면 이 가방도 다시 쓰기. 저희가 일곱 명이다 보니까 옷을 놓을 데가 없어서 이런 아우터들은 갈 곳을 잃거든요. 소은이가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준 거고요. 소은이가 이것도 소은이가 <laughs> 비싼 거예요. 사실 다른 멤버들은 안 입는 옷들은 본가에 보냈대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사복 예쁜데 반바지를 잘 안 입어가지고 친구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유구한 역사가 있는 옷. 소은이가 연습생 때 입던 난방인데 제가 소은이가 버릴 때 어 야 이걸 왜 버려 멀쩡한 거를 하고 제가 가져서 이제 저까지 안 입는 이 난방만 입으면 은 이제 연습생으로 키분키키분키또 이렇게 연습했어 이걸뭐다 해볼 수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옷 리폼 클래스 가시죠! 깔끔하죠? 첫 번째! 재봉틀입니다 전문적인 재봉틀을 처음 만져봐요 저희 할머니 댁에 있는 그 이런 미싱 기계 이런 건 봤는데 이런 공업용 미신이나 가정용 작은 미신이나 약간 구조는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루기 어렵지 않나요? 네, 오늘 하는 거는 그냥 기초적인 뭐 직선 받기 이렇게 하면 사선 받기? 곡선 네. 받기? 거의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아 그럼 지그재그로도 가능한가요? 지그재그 음, 노래 <laughs> 그러면은 가장 많이 리폼하는 의류가 있을까요? 청바지 같은 거는 다들 음 많이 입으시고 워낙 디자인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셔츠, 남방, 음 블라우스 셔츠. 같은 거를 뭐 아니면 또 원피스 같은 거를 가져오셔서 뭐 치마로 그냥 바꿀 수 있는지 뭐 아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가장 의뢰가 안 들어오거나 리폼이 어려운 의류가 있을까요? 옷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자켓이나 음. 이렇게 좀 패딩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바로 노래를 좀 부탁드려도 어? 피디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다이어트 하면 입으려고 산 선발인데 몇 년째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미싱에 이제 발판이 있어서 그 발판 아주 살짝 밟으면 오... 어. 네, 네, 요 정도 속도 초보분이 하시기에는 요 정도 속도가 가장 아...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 같은 데서 막 달인분들이 도르르 그러면 이제 바늘이 올라오면서 실이 끊겼어요. 오! 완전 일자요 처음 하시는 거 치고 정말 직선 밖에 잘 하신 거예요. 나 소질 있나 봐. 자, 그럼 재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필요한 그 조각에 패턴을 놓고 이제 이 모양 그대로 일단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 사각사각 소리도 되게 듣다 보면 개운해질 때가 있어요. 음. 옷을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슥슥 슥슥슥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잘라봐도 네. 되나요? 음, 어, 재밌어요. 나름 신선한 쾌감이 있죠. 이런 게 리폼의 매력이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리폼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리폼을 해봤다는 새로운 경험 네, 그런 게좀 새로 생기니까 좀 더 애착이 가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죠. 진짜 저희가 옷을 사놓고 유행이 지났다고 뭐 질렸다고 그냥 옷장에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완전 옷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너무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재단을 다 했으니까요. 재봉틀로 가서 완성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도전! 갑자기 또르륵 되네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 어. 뒷부분 눌러서 네, 잘했어요. 어! 기울어졌어. 오. 어. 망했나요? 아닌데요! 이게 핸드메이드의 묘미 아닐까요? 끝, 네. 끝을 끝을 걸어서 걸어서 오! 모자 도전! 끙끙 어. 어. 아주 잘했습니다 도르륵 도르륵 완성을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아 너무 이뻐요 이거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주머니였던 것 귀여운 모자가 되었어요. 어때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글리 지은이 색깔 꽃이라고 해서 만들어왔어요. 너무 귀여워. 이 가방에 이제 꾸미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만든 귀여운 가방에 귀여운 브로치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떡해. 심쿵! 아, 너무 괜찮은데? 팔까봐요. 한, 100만 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바지 없다는 거. 안 입던 바지들을 멋지게 만들어봤어요. 그래 엄청 잘 그리시던데. 어, 감사해요. <laughs> 짜잔! 이거는 제 작품명 도시의 밤 이게 제가 여쭤봤는데 패브릭 마카는 열 처리를 한번 해주면 은 세탁해도 잘 안 지워진다고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옷에 낙서한 게 아니라 정말 옷을 리폼 한 거랍니다. 평범한 청바지가 이렇게 유니크하게 나만의 옷으로 그냥 원래 입던 옷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쉬운 리폼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옷을 해체해서 음. 다른 걸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다 너무 처음 하시는 것 치고 엄청 잘하셨어요 정말 가방 새로 사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만들면 됩니다 재봉틀 하나 사서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제 재봉틀 실력 어땠나요? 진짜 처음 하는 거 치고 너무너무 잘하셨고 이게 사실 미싱 밤리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근데 되게 자신감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저 재능 있는 것 같아요 미니 재봉틀 하나 사야겠어요 리폼 내 네, 새로운 취미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쓰기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다시 쓰세요 신! 최고 아, 저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니 재봉틀 하나 살까봐요. 제 새로운 취미는 리폼! 이래도 돼요? 정말 유튜브 새롭긴 해.